오늘은 중국어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볼 중국어 시험은 HSK 중국어 자격증 시험을 대비해서 볼 시험인데 선생님께서 그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걸 보는 시험이에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스케줄 때문에 수업을 못 받았는데 보니까 제가 그새 또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복습도 할 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가 1단계 책이고요 이 친구가 2단계 책입니다 바로 가보죠 you. 请问这附近有超市吗？这附近没有超市，只有便利店。便利店在哪儿？ 参加 HSK 一级考试。你的衣服很漂亮。你的衣服很漂亮。我朋友是老师。我朋友是老师。十四。今天我请你吃饭。 太好了，我想吃中国菜。十五。他们是谁？他们三个都是我的学生。十五。听力考试。这技跟到我走。 上去，可以。开始。嗯。嗯。我很喜欢这本书。

근데 쌤이 딱 예상하신 대로 두 개 틀렸어요 주차라고 나왔어 녹음에서 자전거는 다르게 한다 하셨죠? 자전거가 뭐지? 치처 응 치처 해야 되니까 틀렸어 치처 얘는 뭐였죠? 아들 아, 在大学大学 아, 대학생 음, 에서 두슈 공부한다 이건 제가 도슈 아. 도슈 저는 투슈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공부하고 있길래 도서관에서 공부 리얼 얼씨 여러분 제가 심지어 여기다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보고 왔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많은 시험인 것 같아요 제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듣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웠더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두 개나 틀렸습니다 이왕 보여드리는 김에 약간 만점 맞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른 언어의 흥미를 가지고 그 언어를 배우면서 자격증 딸 생각까지 한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본 연습시험이 비록 1급이지만 저는 급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급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 나아간다면 정말 제가 중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 중국어 자격증을 따는 모습을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